오늘은 공포영화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병맛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채널 고정 80년대를 재현한 가상현실로 끌려가게 된 2455년의 제이슨 난데없이 펼쳐진 녹음이 창연한 광경에 다소 어리둥절해진 그였지만 곧 눈앞에 나타난 두 명의 젊은 처자들을 보고 아주 나이스를 외치며 그녀들에게 성큼 다가갑니다. 뭐 다른 영화 같았으면 여기서 막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다소 어색한 장면을 연출했겠지만 이 영화 귀엽고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명장면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액션.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도로를 질주하며 보는 사람까지 정신이 아득해지게 만드는 개막장 히어로가 등장했던 고스트라이더2 복수의 화신 전편보다 나아진 거라곤 그나마 좀 박력 터지게 연출된 화끈한 액션씬뿐 초중반엔 뜬금없이 가족영화 코스프레를 시전하며 영화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져놓더니 빌런이었던 블랙아웃과의 최종 결전에서는 서로 머리끄댕이 부여잡고 눈싸움만 하다 끝나는 역대 최악의 결투 장면을 연출하며 고스트라이더 팬들을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그래도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 어떤 장면이냐고요? 액션. 여기 세상 똥멍청한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곧 그의 여친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나고 남자는 갑자기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 새끼가 갑자기 왜 지랄이야. 결국 남자를 발로 차서 선로 위로 날려버리는 여자 굿시하시고요. 어느 틈에 갑자기 지하철까지 짠하고 나타나 남자를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네 정말 짠하고 나타났죠. 그나저나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잽싸게 기어쳐 나왔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것을 결국 남자는 지하철과 감격스런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처볼 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광란의 파티장 여기 이 구역에 미친 땡은 나라며 모조리 씹어먹을 기세로 열정의 댄스를 남발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급기야 삼룡이 널뛰다가 백핸드로 착지해서 손모가지 작살난 시츄에이션으로 우통을 풀어헤치는 그녀 아니나 다를까요? 곧 뭔가에 홀린 듯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동안의 눈빛 교환 후 nice를 외치는 이 남자 안녕히 가세요. 시리즈 중 유일하게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나이트메어 2편 프레디의 복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애 상태가 이 모양이니 더욱더 정이 안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영화 역사상 가장 납부끄러워지는 사례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극중 슈네이더 코치는 농구공의 대가리를 얻어맞고 줄넘기에 꽁꽁 묶인 채로 비참하게 샤워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정말 격하게 비참하죠? 하지만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그에겐 보는 사람까지도 참혹해질 만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치와 소련군의 좀비가 동네 축구장에서 다이다이 맞짱을 뜨게 된다는 내용의 대표병맛 좀비 영화 데드스노우2 아무래도 설정이 설정인지라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병맛 찜쪄 먹는 느낌이 강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센스 오졌던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극중 치열한 전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좀비들을 위해 여기 한군의관이 허준뺨치는 신박한 의료기술을 선보이게 됩니다. 시리즈의 대미를 예쁘게 장식해주길 간절히도 바랐지만 결국 감독이 90도 폴더 접기로 팬들에게 고맨나사이하게 만들었던 비운의 작품 카리스마 넘치던 예전의 카야코 누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토시오 역시 그냥 세상을 등진 채 팬티만 입고 싸돌아다니는 그늘진 동네 꼬마로 전락해버렸었죠. 아무튼 이번엔 그런 토시오가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호텔에서 홀로 방황하는 남친을 쫓아가던 유이에게 벌어진 충격과 공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액션. 자 다음은 링과 주온의 두 주인공이 머리끄댕이 잡고 시원하게 맞붙는 영화 사다코데카야코의 한 장면입니다. 원래는 만우절 장난으로 기획된 페이크 무비였으나 팬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해 진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정신줄 놓게 만드는 영화였음에도 불구 결말은 그야말로 좌뇌와 우뇌를 곱게 접어 스팀 다리미로 가열차게 다려버리는 마린못의 충격을 가져다 주었더랬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에서도 역시 토시오가 크게 한 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토시오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가 고생이 많네요. 토닥토닥. <laughs> 이나 다음은 장근석의 리즈 시절을 가감없이 맛볼 수 있는 영화 착신아리 파이널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그냥 영화 한 편을 싹 다 병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호러 팬들 사이에서는 똥망작의 끝판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내서 개인 컴퓨터를 폭파시켜버린다는 들판에 쳐널린 개똥 같은 설정으로 세상의 오만 쌍욕을 온몸으로 받아드셨더랬습니다. 어쨌든 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막장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 알만한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진격의 닥털 브레스입니다. 이번엔 피리 소리 비슷한 것만 들어도 이내 이성을 잃고 내적 댄스가 폭발 맥반석이 방건조 오징어처럼 온몸을 꿈실거리는 뱀의 화신 실비아가 등장하는 백사의 전설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병맛을 넘어 멘탈을 적출하는 충격과 공포의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젊은 시절의 휴 그랜트가 등장하여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를 진성으로 내뿜게 만들었었죠.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휴그랜트의 악몽 장면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멘탈 안 날아가게 꽉 붙들어 매시고요. 얘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저 새끼 좀 뭐하는 새끼야 정말 개새끼 씨. 토네이도를 타고 온 상어들이 도시를 박살내고 다닌다는 병맛 스토리가 악권이었던 샤크네이도 시리즈. 현재까지 총 5편의 시리즈가 나왔다는 것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업그레이드된 병맛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깊은 존경심까지 들게 만들었던 시리즈인데요. 다 소개해드리긴 어려우니 오늘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2편에서는 이블데드의 쉬 이후 가장 올바른 전기톱 사용법의 예를 보여주는 주인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력 터짐 주의! 마지막은 진정한 병마패기의 끝판왕 이 영화를 보고 암이 암에 걸려 죽었다는 레전드 배댄만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짐작이 가는 영화 무서운 집입니다. 귀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다가도 갑자기 방 청소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뜬금없이 Bésame mucho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주인공 게다가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주인공의 옷이 막 바뀌더니 급기야는 귀신도 함께 춤을 추는 진기한 장면까지 연출하게 되는데요. 보다 보면 왠지 그냥 넋놓고 앉아서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뇌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영화 막판에는 비명만 질러대던 주인공이 드디어 시카를 들고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칭 시칼 50단이라는 아주머니의 소드마스터급 칼 솜씨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내가 팥썰던 이 부엌칼 맛을 한번 보여주마. 액션. 없지?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랑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